나는 몰랐네 작은 그 일에도 하늘의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사건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빗방 속에 미래의 잠언양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불신앙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나는 몰랐네 see. 이제 알았네 핍박 속에 그 속에 전도자의 축복을 난 이제 알았네 분쟁 속에도 나를 찾아내는 그축 주신 절대 사명 그의 주신 절대 헌신을 난 이제 알았네 난 이제 알았네 하지 않아도